제가 레벨 1에 만든 정도는 제 레벨 3. 야, 이거 일로 와서 먹어. 말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힘들어 돼요. 지난주가 정말 일로 와서 먹어. 고구마 뭐, 같은 것도 가서 드시고. 네, 가서 먹었어요. <laughs> 네. 나중에 공주가 먹으라. 응. 오. 오! 내가 봐! 아이! 아하! 오! 어? 아하! 뭐가 나가, 뭐가? 아, 그게 저기. 저기. 패딩 패딩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패딩이 지금 닿아서 어. 신 거예요? 와 그러네 살짝 닿는데 아 젓가락 있으면서 젓가락으로 작업을 어, 그냥 따라 먹을 하나 더 붙여야 될것 같은데 어머니 이봐요 네. 아버님. 아, 뜨거워. How many go around for one flight? Hmm? One battery. Two rounds. It goes to protect the battery or? Mm-hmm. Mm-hmm. Okay. 이 열이 이제 열이 다 돼서 야 이제 다음에 보증금 잘라야 되는데 건물이 없다 한만 담았는데 완전히 갔 땡겨준 거밑에한 번씩 누워야 돼 예예 어, 그렇게 딱원네요 빨간색에. 와, 이거 딱 맞았어. It's hard to see the gate because of the snow. Ah, uh, yeah. Do you fry same course all the time? No. Different track every day. Wow. Yeah. But you. you change c quad for each. 어. 뭘 시켜? 김치찌개 같은 거. 아 김치. 아. 하나 끓여줄까? 아. 양이 이 맛있어. 라면은 라면 먹을까? 디저트로? 김치라면 아까 먹고 싶은 사람 또 먹는 거 그래요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 끄는 거 같아요 나는 동생이 아닌데 다먹었 이제 하나 먹어요. 이네 아니 그나 지금 봐봐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다 먹었나? 아. 너 아까 후짜후짜 네가 다 갖고 왔지? 뭘요? 고기 얼마 가는지 알아? 예? 갑자기요? 강철 멘탈이야. 존나 갈고도 잘 안 울어. 어. <laughs> 안 울어. 다른. 그때 너가 오른 거 이건가? 짧은 1m 50이니까. 네, 짧은 거. 이것도 가위로 저 잘라줄 때. 그러니까 형님. 더한 거. 맞아. 나 아, 수술해. 어어떻게수술해요저거쇠저거쇠예요아니야 PVC 도아닌것같은데야쇠였으면야니꺼니꺼작사하지저 PVC 도아니죠今からゲートを直してるみたいなんですけどゲートがね本当にめっちゃ飛ばしてるのに壊れないでも同じようにパイプを使ってるみたいですねでそこを交換してっていう感じ はいここにビルがあってそのビルの下にこんな感じにフィールドがあるとさあね。 <coughs> このテントがあるんでだいぶあったかい状態で飛ばしてますめちゃくちゃ環境が整ってる too. Can I? Yeah, you should fly. <laughs> really? Did you brought a racing court or freestyle? It's just a freestyle because I think have. you should fly. <laughs> Thank you. Oh, okay. <laughs>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it race So catch me if I fall How do you say cold in Korean? Um, here, 뭐라고? 뭐라고? 오지, 닭광. 닭광. <laughs> Do you like takwan? Ooh. I think. <laughs> Thanks. 카페 거 아니에요? 카페 가까운데 저, 저기 있어요 저기 가 I'll go back to my notebook Okay Usually, yeah, this. So, uh, like, just waking up at, at like 7 or 8 a.m. Mm -hmm. and go to field uh, like after like 30 minutes after I wake up <laughs> and how close to you like five minutes home? five minutes yeah five minutes Wait. by car. Wow. Uh, I got some questions. Do you blink while you're flying? I'm not sure, but like I think <laughs> sometimes yes. Oh. Like, but mostly no. <laughs> Mostly no. No. Well, like <laughs> when we're racing, it's only one minute, so we don't have to blink. but you you don't mind about blinking or not? No, ah. not at all. But like, if I mind and trying to see, mm -hmm. and I notice that I don't Okay, I see. 짐벌 부채. 큰건 나갔다. 야, 못 뛰겠다. 뭘, 뭘, 괜찮아. 고려해야 되나? 큰 거? 아니야? 저거냐? 어디요? 팔이요? w i we are waiting for to, uh, you to make a uh, setup video. on YouTube. Okay. Are you going <laughs> to make that? Maybe. Oh, is later. your rate or Pete's uh, There's a see the butterfly. Ah, the preset. butterfly preset. Ah, is that all you? Yeah. All your setting. Yeah. Exactly the same. Yeah. Wow. That's what I ran in champ MotoGP championship too. Okay. 보글치 있잖아요. 보글치랑 연동이 될 거예요. So you never change the settings. Like mostly no. 뭐 FPV 기체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까지 끌어낼 수 있죠. What's that? 아, 문제는 현장에서 원하는 시네마 카메라 언제 가나? 이름이 이제 말고 밑에서 내려가고 앞에 내고 바닥에 가요. 그럼 위에다가 준비를 달아가지고 얘네들 그게 맞아요. 네. 이걸 고이런나 고생 사실 난 모르. 내가 알고 봐. 떠날까 소리들이 지금 아, 같이 이렇게 또 묶을 때 그런 것 같아. 이거? 이거 USB

안 뜨거우니까 뜨거 뜨겁죠? 그때 타니 Is that hot? Yeah, a little bit Here? It's not hot Oh, yeah, yeah. It's not hot, it's okay 박양호 씨한테 얼마 며칠 전에 사진 보내준 것도 배터리 까봐서 하고 배터리가 근데, 근데 성주형 뭐 해요? <laughs> 아야 어... 네. 형 저거 큐브 한 바퀴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층으로 가고 이거 이거만 가지고

how, how many quads? Ten? 어, 몇탕 안 날렸구만. 네. 어, 몇개 엄청 많이 안 나와. 그럼 구웠다.